루다 만약에 조금이가 더블렛 후배님처럼 스파 teaser를 찍게 된다면 누구랑 짝꿍하고 싶어? 너무 어렵다 일단 은 뽕수빈 언니랑 못할 뭐 것 같아 너무 웃겨가지고 수빈 언니가 이렇게 그 여러분 아세요? 수빈 언니가 스킨십이나 가까이에서 뭔가를 해야 되면 수빈 언니가 되게 부끄러워하고 되게 막 그러면은 나도 티는 안되는데 속으로 되게 막 찌들어내요 진짜 완전 티가 나게 이런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수빈 언니랑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가 막딴 데도 눈한 번도 안 마주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<laughs> 수빈이랑 스파티저 찍을 수 있, 있다 없다? 없다 없다 저 아직도 생각나는 게 처음으로 페어 안무를 하게 됐을 때였었어요 그때가 부탁해 때 여름이랑 하던 그 파트였는데 처음으로 페어 안무인 거잖아요. 다른 누군가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게 근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. 그래서 얼굴 새빨개지고 막 부끄러웠었어요.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한 그때 딱 처음 할때 쌤이 자 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너무 막 이렇게 됐었어. 부끄럽잖아. 엄청 친하게 했네.